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왜 너네밖에 안 왔어? 그래서 누굴 또 데리고 와야 돼요? 우리만 있으면 되지 맞아 난 너네만 있으면 돼 진심이죠? 난 너만 있으면 돼 오케이 누구야? 응?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그런 거야? 진짜 안 뜨거. Oh yes. Oh yes. Yes. 아 목사. 맛있어. 이렇게 약간 허수아비 같아. 약간 되게 허수아비 자이언트. 마세요. 난 오된 괴물이다. 널 잡아먹을 거야. 아, 뭐야? 아, 되게 느낌 좋다. 차갑다. 변태 같다. Very clear. Hey, professor. Step back. I think I'm gonna vomit. 어떡하 이거 멋있어 뭐, 멋있어 멋있어 원래도 멋있다 근데 요즘에도 집에 그렇게 혼자서 그거 하고 있어 아 야동 끄는 거요? 어 실패했어요 언제 봤어 최근에? 오뎅 괴물이 약간 반신욕하고 있는 거 같아 어, 지금 오뎅 괴물이 널 잡아먹기 전에 반신욕하고 있어 골룸이네 골룸 걸래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레이 있잖아. 그거 자이언티가 한 거잖아. 아 그쵸. 그거 이제 좀 지겹지 않아? 내가 하면 안 돼. 어떻게? 그레이. 그레이. 아, 좋대 좋대. 좋대 좋대. 그레이 좋대. think I'm in love with the way your nail glitter, the way your hair fall, the way you constantly bite on that coffee straw. 대체 브랜드가 뭘까죠? H&M, Saint Laurent, 뭐 아무튼 the way you flipped your that, and the way you made that coffee look sweet as hell. 근데 아메리카노 그렇게 맛있나? Oh shit, she's looking down the. 그래.